Юмна. Камерата, моя мать, да, moto kama moto kama ili kuchachisha kuwa sasa mmeiva. baba kwa nazo niforce sa milongo nikupe mimba nikupe mimba maisha iko nguvu kama vile juu yako mitepa juu yako ntepa Nipe mami k w e n y w a k Thank you. Αρβέναιο. Μπαίνε κάτω μπαίνε κοντέ. Βγαίνε. Βγαίνε. On fait la scène ici.